얘네 뭐야? 이렇게 나와있어 쇼파는 완전히 정령 <laughs> 저기 앞에 누군 줄 알아? 누구 순이인 지 안될 거야 와 진짜 다 똑같은 자세야 음. 이거 사진 찍어놓고 싶다 사진 찍어서 올려봐